이런 좀비 처음일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지졌다 아. 네. 좀비 탐정이라는 드라마에 너도 지금 좀비같 생겼구나 난 이러고 집에 와도 상관없는데 저 그냥 뭐 귀찮아서 그냥 집에 가서 죽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항상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알고 오케이 하셨습니까? 어. 야, 가. 괜찮아요? 웃고 계신 거 맞죠? 저도 오늘 미녀라 그래가지고 어. 머리 부셔서 왔거든요. 선배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근데? 뭐야, 뭐?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두 분 연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연기예요? 윤종이가 네. 앞으로 도안 박아서 놀래면 내가 이렇게 나오면 자, 어부바 한번 내보실래요? 제가 손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 네, 좋아요. 와, 내 표현 잘했다. 아, 너무 가벼우셔. 하나, 둘, 셋. 야, 대단하다, 유비야. 야, 이거. 야, 너 나를 안 왔는데 떨림이 없냐. 괴물 커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입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있게 외쳐세요 비비크림 광고 모델로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굉장히 어려웠어요 <laughs> 재밌게 또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이제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챙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이승윤이고요. 네, 저는 홍순목입니다. 네,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라마 촬영 현장이고요. 어제까지 산에 있다가 그냥 저는 청순한 여주인공 역할 생각하고 왔는데요. 죽어! 죽어! 죽어! 오늘 보니까 액션 신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무서워. 이거 다시 살게. 포함계좌 네, 왜냐면 우리가 TV를 보는 그 좀비가 여기에 감정이입을 해야 돼가지고 수많은 좀비들이 할 말도 못한 채 죽어갔다 이 새끼가 그냥 액션이 되더라고 가셔야 될 것같아 스턴트로 새로운 재능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놀라라 KBS ETV 좀비 탐정 파이팅! 파이팅! 대박! 모양이에 그냥 똥처럼 생겼어. 똥 젤리야 젤리. 오 발전됐다. 발전. 아니야 삼촌이잖아. 여자였잖아 아까. 알아볼까? <laughs> 아, 내가 잘못해요. 나 춤을 못 춰가지고. 처음에 이거 나오는 거.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루비어 헤로의 진에서 습니다 감개무량하죠. 베이거스에서 하는 그 드라마에 에이스 멤버 전원이 다 출연하게 되고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배우분들이랑 같은 게 작품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불태웠다 진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역대급으로 떨리고 막 <laughs> 손꼽는 날인 가야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큰 사랑 안 나온 거 여러분들의 연기도 정말 일품이니까요 저는 배꼽 빠지게 웃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좀비탐정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